은우한테 입덕하세요. 아니요. MJ에게 입덕하세요. 아스트로 MJ에게 입덕할 준비 되셨나요? 아스트로 MJ의 입덕 포인트는 바로 끼입니다. 끼끼끼끼! 지금 확인하시죠? <laughs> 어떤 노래든 자신 있습니다. 노래 주세요! 아우, 야, thank you. 내 여자니까 고부를 깨 아, 아 뜨가 뜨거 아 뜨가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 다어가 우유 창 속에는 암탉이 코코다 물간 <laughs> 앞에는 거위가 아! <laughs> 외양간 제시어는 제 입덕 포인트입니다. 몸으로 말해요. 비움. 어 맞았어. 섹시함. 아, 오케이. 심쿵. 됐어 그런 거 아니야. 시큼. 오케이. 어 제로령 거 아니에요? 왜 피해? 뭔지 알잖아. 말 맞춰. 아, 말 맞춰 알잖아. 잘생김. 아, 정답. 다 맞췄어. 아, 그치야? 아, 어, 끝이야. 제 넘치는 끼로 어떤 물건이든 표현해보겠습니다. 자, 안대를 쓰고. 오늘도 무서워하니까 오늘. 아, 아, 아, 그런 거 하지 마. 으아! 음. 야, 아 오, 그- 어, 깜짝이야. 아, 그런 거 하지 마. 벌레 싫어한다 했는데 폴. 아, 아 이거 왜 이렇게. 아, 뭔데? 그, 어, 뭐야. 어, 이거. 아, 이거 좀 포기할래요. <laughs> 넘치는 끼를 빨리 인증해주세요. 네. 네 오른쪽으로 좀 가주세요. <laughs> 겁쟁이를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아니 뭔데? 아나 진짜 못하겠어. 아니 조금만 조금 한 번만 한번 더. 움직이는 것만 아니면 돼요? 움직이는 거 아니야. 아 그래? 아! 아! 어? 정답! 정답! 순대! 정답! 아 맞아? 오. <laughs> 이것이 이것이 힌트로다. 어 순대네. 내가 저 맞춘 순대. 네. 요! 맞있 순대. 인정 인정 인정. 어. 여러분들 MJ에게 입덕하셨나요? 당신은 누구에게 입덕하셨습니까?